저는 살이 쪘습니다. 일부러 내미는 거 아니고요. 정말로 살이 쪘어요. 제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휴직을 할 건데 휴직하는 김에 살도 다시 빼려고요. 돌았다. 어. <laughs> 실사 54kg래. 54kg라서 한 6kg 6kg 6kg 찐거 실화니? 아 근데 이게 저번 54kg랑은 너무 다르게 쪄가지고 미쳤다 배보다 가슴이 더 나왔네 아니지 가슴보다 배가 더 나왔어 음 허벅지도 엉덩이도 이러면 살이 화이팅! 음. 화이팅! 과정이 아니라 다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는 캠핑을 갈 거예요. 개 뜨거. 에어컨 빨리 틀어야지. 병원은 인천 자생한만 병원을 갈 겁니다. 가볼까요? 일반 도로를 경유하는 경로입니다. 사이드 안 풀었대. 이게 내 차가 아니니까 참. 아니 사이드 안 풀었는데 왜 가는 거야? 이해가 안 가네. 너무 덥다. 잠시 후. 이게 제 차가 아니니까 이 감도를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예, 우회전합니다. 우회전 할 거예요. 아니 이게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원래 1.5이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저번에 회사에서 일할 때도 목 뭐 일자복 때문에 두통이 너무 심하게 와서 조퇴를 했었거든요. 그날 외부 활동을 했었는데 운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두통이 심하게 와서 그때 대리부르고 처음 인생 난생 처음 대리불러서 집을 갔던 일이 있었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제 또 그런 두통이 토요일 날 왔어요 한번 뒤지는 줄 알았어요. 그날이 토요일날 할머니 병원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뭐 두통약도 없고 당장 나는 송도로 와야 되니까 하, 아, 진짜 얼마나 아팠던지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일단 에드빌 4개를 먹었어요 그나마 두통약을 좀 많이 먹으면 효과가 있어가지고 에드빌 4개를 먹고 그거 아니었으면은 그날도 일상생활 못했어요 너무 아픈 거 머리가 아파서 울렁거리거든요 얼, 그게 무슨 경추 압박성 두통? 이었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거였어 목을 좀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상대방이 책임보험밖에 안 들었어가지고 한도가 120만원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제 보험사에 다 연락해서 무보험차 그걸로 해가지고 제 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일단 치료를 받고 근데 일단 목도 목인데 왼쪽 첫 번째 저기 어디 여기 등짝이 너무 아래요. 생각보다 세게 부닥친 것 같진 않았는데 그래도 후유증은 깨졌거든요. 그래도 교통사고는 합의금 받는 것보다 내 몸 계속 나을 때까지 치료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치료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근데 이제 휴직을 하면서 이제 무급으로 쉬는 거라서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알뜰살뜰하게 살아야 돼요. 네, 여하튼 정말 그날 사고는 진이가 음, 음,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그 서울에 별일 보러 가다가 유튜브 때문에 미팅 했던 게 이제 그거를 받으러 갔던 거였는데 하필이면 저 휴문 날 이제 유튜브 볼일 보러 서울 가서 서울에서 사고가 났죠 쉬는 동안 치료받고 운동해서 좀 건강도 챙기고 이러려고요 헬스장을 가야 하긴 하는데 매우 귀찮아 저는 역시 카메라보다 핸드폰으로 찍는 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 바로바로 할 수 있고 아, 배 아프다 이게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미가 아파요 미가 쓰라려 왜지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는데 아 저 이번 주에 그 캠핑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매우 세상 신나고 있습니다 근데 캠핑 때 강아지들 데리고 갈 거라서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강아지들 기저귀랑 배변 패드, 간식 이런 거 주, 구비를 해야 돼요. 간식은 지금 없어서 이번 주에 저기 캠버, 컨벤시아, 캠, 컨벤시아에서 강아지 페어 하거든요. 거기 가서 애들 간식거리 사오고 카시트는 저기 영배차에 있어서 상관이 없고 그것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처음 하는 캠핑이라서 가서 뭘 해먹진 않을 거고 가서 치킨이나 이런 거 사서 거기 그냥 보면서 먹으려고요. 그리고 제가 요새 운, 요새 이제 안 했잖아요 유튜브를 모르겠어요. 저 스스로가 요새 뭔가 다운된 느낌? 그리고 스스로가 너무 이거 나름 컨텐츠 생각도 하고 있는데 뭔가 변화를 주고 싶기는 해요. 변화를 줘서 색다른 거를 변화를 주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는 가지고 가되 거기서 추가적으로 뭘 하고 싶기는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참 어려,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어렵죠 아무래도. 새로운 컨텐츠를 해야 되겠다 생방을 하고 싶기는 해요 생방 뭐 어차피 회사에서도 하는 거 웬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컨텐츠?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긴 해요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변화를 주고 싶은데 그 변화가 뭔지 모르겠어 다음 구간입니다. 왼쪽 4개 차로를 동대문을 갈 거예요 본문으 지금은 치료를다 갖고 왔고요 출발! 아니 히트를 사고 싶은데 히트를 저기 미동인의 땀복을 사고 싶거든요 사고 싶어 너무

너무 별로야 차 없는 송도가 최고인데 송도에는 길거리에 사람이 없거든요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 건물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차가 많은 곳도 아니에요 송도가 운전하기도 편하고 살기도 편하고 근데 송도는 솔직히 차가 있어야지 살기 편해요 교통은 별로 뭐 버스나 지하철 다, 다 다니긴 하는데 그래도 송도는 차가 있어야 돼요